Melhores momentos do nosso menino Suga. Brasil porra, beijo recalque. Tá bom, tá bom, tá bom. Tá Maior tá BR que você respeita. 월드 투어를 하셨잖아요. 제일 기억에 남는 나라는 어디인가요? 저 브라질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저희 전곡 한국어로 따라 불러주신 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아 진짜 놀랍네요. 야 예, 방탄소년단의 컴백 무대 좀 되게 인상 깊었던 특이한 어, 저는 그런 거 있어요? 어 브라질. 어, 어 브라질. 어, 어땠어요? 정말 열정적이에요. Agora fiquem com uns vídeos aleatórios do menino Suga. 둘, 셋. 캡처! 참기 군단 일어났다 They are so hot. Who? Get excited. Hot big. Big hot. Big. two. 기봐 도망가지 마여기봐 도망가지 마 내가 생일 축하합니다 네. 아 근데 식상해 축하합니다 아, 사랑하는 용기여 생일 축하합니다 우! 생일 파! 아, 아. 나, 나도 나도 나도 뭐하네 2013년 3월 9일 너무 작은 거 같아요 슈가의 음악 좀 키워줘요 끝 Volume. Agora vamos analisar esse aniversário do Yonji em 2013. J-Hope não tem medo da morte e começa a bater no menino Suga que lança um olhar mortífero e J-Hope se encolhe, tadinho. Yonji empurra a cadeira e Genin quase derruba o bolo. Espero que esse ano eles comemorem o aniversário do menino em um lugar mais espaçoso para evitar acidentes com bolo. O vídeo foi curto e sem sentido mas espero que tenham gostado parabéns Yonji. Você merece tudo de bom, menino Suga. Não esqueça de deixar o like, se inscrever e compartilhar com os amiguinhos capoteiros beijos.